오케이 렛츠 페이스 후야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와우 자자 네. 여러분들 다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으세요 출첵 시작합시다 부. 오케이 출석부 다 왔지? 베러들의 이름을 베리베리가 불러드립니다 제한 시간은 썬더고 길이인 2분 59초 베리베리 출석 체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대한 많이 불러드리는 게 좋겠죠? 아 그럼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시작! 서연아, 사랑스러운 은지야, 크리스야, 에플이라, 제시카야, 에리나, 우주꽃 지연아, 레이나야, 민지야, 조비나, 강선아야, 아이샤야 선정아, 하영아, 리아, 허니콩나물, 예은아, 마리짜, 아딩, 민디 누나, 드밀, 미레야, 벨, 비트리스, 로얄 블루야 어. 베리 팬텀 지셀 뭐야 지셀리 지셀리 어 니카라구아 이런 못 불러요 다 랜스 노라 엔젤라인 코, 엔젤린 콩아 타미카 엔 엔 뭐라 NG NG NG 어 지연이에요 수혜야 샤 미쳤다 오케이 자 살사 레이트미찬아리 아이솔 말라 연이야 실비야 아인 아윤 아윤 아윤 다 빌라 지아웨이 정로나 혜진공주 무아란 채원 소피 안젤라 엘 에라 현아 나리 마리아 아나 진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하고 잘생긴 개연이를 좋아하는 아름아 아! 스윗하트 <laughs> 민민 페유와 아, 윤정, 사야카, 샤이나, 메리솔, 에라, 젤리, 쿄카, 밀미, 아노라, 좋아, 좋아. 지아 08년생 배로서영 시아라, 베리베리, 추심일지 않기, 마일러브, 엘라, 엘라야, 개독 마누라, 엘리선, 아야나 오예 아하! 방계정, 아. 어, 이차, 비, 빌라 빌라 자 다시 돌아세요 돌아가세요. 보다 데뷔 아기 병아리 니사 머릿속 긴다이 내 심장 뺑. 여러분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리더스 비안 비안차 비안카 호프 최차의 모든 베베리들이 나는 배로 03년생 천유린 천유린 뽀이 누나 디안나 베리베리 오마이걸 번지 커버하는 거 보고 싶어요. 내 마음으로 번지 나 완벽하게 찾지. 영리 어블린 윤 케이 벌진 다 담라 꿀비, 김민서, 로린, 이하 뭐 <laughs> 김채현, 서민영, 시티, 노라리자, 김윤서, 라일 라이어 아니야? <laughs> 마음속에 민찬이랑 약속 세나, 김세빈, 소희야, 오빠야 이, 이띵, 띵홍, 제이나, 배예은 용승 엄마, 마드자, 마드지야 이지연, 민정, 샤이나, 이가온, 최호영, 샤멘 희선이, 소연이, 회춘, 멜리자. 멜리자 멜리사. 너니? 너니, 사비라, 응숑이, 루인, 우이, 프랜시스, 레오, 다현 누나, 지정이, 강효진, 지현이, 가현. <laughs> 조캄친, 뱀파이어, 부재, 키키, 제니퍼, 주꼬미 누나, 자바, 말, 말, 말, 말자, 말자티, 기쁨아, 김혜연. 아, 아 미안해. 미안해요. 김세빈, 소희야, 오빠야. 몇장 남았어? 많이 남았어 나다 못불러주는 이제 또 오늘 이름 틀렸고 또 이제 이름 못 불린 패러들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다음 기회또 이제 정확하게 불러주고 또 많이 많이 불러줄 수 있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다 출석했어 내가 봤어 맞아. 어, 이거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거 위험하네 뭐. 선수 베리베리 민트 초코를 사랑하겠습니다 선수 베리베리 민트 초코를 사랑하겠습니다 에헤이 아, 네, 네. 아 일부러 이렇게 했구나 이거 보고 위서형 어. 사랑해? 이거는 저희 프로를 통해서 고백을 하신 것 같은데 <laughs> 동원이는 왜 그럴까 큐티섹시 부착하다 못해 너무 귀여운 카리스마 리더를 좋아하는 한소라 미상 혹시 렌즈 끼셨어요? 나의 보이프렌즈 강민 오빠 사랑해요 진짜 오빠 맞으면 저공호해요 늦었지만 입덕했으니 베리베리가 나의 원이지